더 양고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이게 코리아 트레디셔널 와인 아니야 좀 찍으려고 어때? 국물이 괜찮나?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괜찮은데 왜 이렇게 양고기라고? 어 그거 양고기로 했어 괜찮네 이것도 지금 아니 스타일도 집을 커 시작! 우뭐 어, 두부 안 넣으면 되는 거야? 두부도 이게 쌌어 똑션이어서 그런가 보다. 뭘로 예. 막걸리 들어 갔어? 편의점으로 갔을까? 맛있겠다. 여 네, 이거 어디 어디 막걸리야? 샥산 보여줘 여기다 아 생, 샥산 생막걸 강원도 강원도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건 뭐야 어디 막걸리야? 아 이건 김수미 거네 주세요 잔막걸리는 여긴 없을걸요? 가평 장막걸리 저기서 팔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Korea traditional 와인 아니야 자 어? 러시아에 소개해야지 러시아어를 뭐지 러시아로는 до дна 하면 돼 짠할 때 до дна가 원샷 이거야 어, до дна. 어 до가 끝, 끝이란 말이고 дна가 잔의 끝이야 원샷 잔의 끝까지 до дна. 하나 둘셋 다드나